안녕하세요 도구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남극 대륙의 시작점인 헤라클레스 입구부터 출발해서 남극점 사우스 폴까지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의 도움 없이 그냥 혼자 스키만 타고 도달한 최연소 탐험가이자 최초의 프랑스인 탐험가인 매튜 토더 씨입니다 자그마치 1150km 거리를 또 자그마치 52일 동안 걸어서 2019년 1월 13일에 완료하였다고 하네요 프랑스의 한 시계 브랜드에서 이 젊은 프랑스 탐험가를 위한 시계를 제작하였는데 검증된 스위스 무브먼트를 탑재하였고요 영하 마이너스 50도까지 막 내려가는 환경에다가 방수 선능은한 300m를 정도를 확보하면서도 3000m 고도에서도 정상 작동이 돼야 하는 뭐 이런 악조건에서 어 근데 이 와중에 베젤은 꼭 왜 돌아야 하는지는 모르겠 는데 암튼 두꺼운 사파이어 글래스까지 적용을 해서 만들어준 시계를 이 탐험가 매튜 토더씨는 하루에 12시간씩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슈퍼 루미노바 야광 적용에 어 무슨 ISO 764라고 해서 자기 저항 시계의 표준을 충족하는 뭐 항자기 차폐 기능의 케이스를 적용했다고 하네요 어 이게 시계 모델명도 라틴어로 하모니라는 뜻의 단어고요 실제 남극에 있는 세계 연구소 중 한 곳의 이름이라는데 오늘 리뷰는 프랑스 마이크로 브랜드 찰리 파리의 콘코디아입니다. 그런 시계로 가보겠습니다. 짠! 찰리 파리는 오래전부터 절친이었던 암브로스와 아드리앙 이 두 분이 2014년도에 창립한 프랑스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. 지금 보시는 콩코디아 모델은 다양한 환경에서 매일 착용이 가능한 내구성 좋은 daily tool watch를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. 구독자들을 위한 프로모션 코드는 영상의 그 설명란에 넣을 테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첫인상은 누가 봐도 엄청 화려하거나 블링블링한 인상은 아닙니다. 처음에는 그냥 무난무난, 깔끔하다, 어,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심심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였는데 정확히 한 2주 정도를 차보니까 은근히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습니다. 대충 보면 놓치는 것들이지만 조금만 관심있게 들여다보면 꽤나 정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일단 베젤이 얇고 다이얼 면적이 커서 딱 보면 사이즈가 은근 커 보이지만 막상 손목에 올려보면 별로 안 크다는 거는 장점입니다 두께가 살짝 있는 다이버풍의 시계가 40mm에 47이면 사실상 축복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가 유독 유독 상당히 얇습니다 무광 인서트가 주는 그 특유의 빈티지한 효과에다가 꽤나 도드라진 이 두꺼운 동글래스까지 올리니까 확실히 빈티지 다이버는 맞는데 그 느낌을 대놓고 주는 건 아니고 약간씩 살며시 준다는 거죠 요즘 시계들이 솔직히 다 비슷, 비슷하게 생겨서 그 안에서 조금씩 변주를 준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이 시계는 인상이 참 좋네요 편안해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베젤 안쪽에 글래스를 잡고 있는 이 테두리도 좀 두껍죠 또한 용도를 보면 그냥 다들 그러하듯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파랑 링을 두르는 이 원가를 추가했다는 거 뭐 유니크하긴 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소박하고 심심한 용도를 더 선호합니다 다이얼을 보면 아무 반사 없이 그저 매트한 이 네이비 다이얼은 무광 베젤과 일치하는 좋은 선택 같습니다. 자칫 촌스럽게 보일 법한 선택을 잘 피한 걸로 보이고요. 바톤 형태의 인덱스들도 특별히 뭐 독창적인 디자인은 아니지만 테두리 처리까지 깔끔하게 마감된 걸 볼 수 있고요. 다이얼 하단의 깨알 같은 레터링은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나 이 상단의 브랜드 레터링은 한 2% 아쉽습니다. 저라면 아예 레터링 없이 로고만 넣었거나 좀 더 작은 폰트로 두 줄이 아닌 한 줄로 넣었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 근데 그거 아시죠? 시계 유튜버들이 맨날 나는 뭐가 아쉽다 뭐 이번엔 뭐가 아쉽다 해도 막상 본인들이 만들면 더 구릴 거라는 거 지금 환율로 100만원 정도 하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스펙이 좋아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저는 좀 생소하긴 하지만 에타 2824-2를 베이스로 하는 소프로드라는 회사의 고진동 P024 무브먼트가 적용되었다고 하네요. 참고로 이 소프로드는 1966년에 설립된 6개의 스위스 공장을 갖고 있는 현재는 페스티나 그룹에 속한 보급형 스위스 무브먼트 회사라고 합니다. 나름대로 셀리타나 에타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회사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뭐 이 이상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요. 총평입니다. 어찌되었든 검증된 스위스 movement의 양면 무반사 사파이어 glass에 ISO 764 표준을 충족시킨 뭐 항자기 차폐 케이스 적용에 300m 방수에 밝기 좋은 슈퍼 루미노바 야광에 그리고 뭐 마이크로 브랜드 가죽 스트랩 퀄리티 좋은 거는 말해 뭐합니까 당연한 거죠 만듦새 좋고 스펙 적당하고 대체로 조건들이 다 좋다고 하면 언제나 남는 고민거리는 가격인 거죠 솔직히 모두를 위한 시계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는 실제 착용을 좀 해보니까 갈수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